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무 조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를 구출해채 썰어서 물 500ml를 넣고요 저는 무 큰 거 한 개했습니다무 큰 거 한 개 거의 2kg 가까이 되는 큰 거 한 개거든요 그거 한 개 했고요 이제 뚜껑을 덮고 물을 푹 삶을게요 이제 끓어서요 불을 완전히 낮춰줄게요 뭉근하게 끓여주는데요. 무가 푹 물러질 정도로 그렇게 끓여주겠습니다. 저는 가을에 인삼보다 더 좋다는 무를 삶아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좀 굵직하게 채 썰어 갖고 푹 삶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약한 불에서 푹 삶았거든요. 손으로 문지르면 이렇게 부서집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하려면 가마솥에다가 막 10시간씩 이상씩 삶는다고 하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좀 부셔주겠습니다. 밥을 미리 조금 해왔는데요. 이게 종이컵 3컵에 쌀을 미리 했습니다. 미리 해서 여기다 한번 섞어볼게요. 물을 큰 초대형 무였거든요. 밥에다가 섞습니다. 자, 이렇게 섞었거든요. 그리고 물 500ml 섞을게요. 이렇게 잘 박을 정도로만 부을게요. 참고로 이 밥솥은 큰 거거든요. 16인용인데 보통 가정에선 이런 16인용 잘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10인용에 맞춰서 밥솥에 반만 안힙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엿기름 가루거든요. 엿기름 가루인데 500g짜리 한번지니다 근데 요즘은 엿기름이 이렇게 가루로 분말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분말로 되어 있는 거를 사시면 좀 더 편합니다. 500g을 다 붓습니다. 이렇게 섞어줍니다. 잘박하게 됐죠. 전기밥통에 보온으로 해서요 뭐 식혜도 그렇고 오래 삭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앉혀가지고는요 보온 상태에서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 후에 보겠습니다 이제 7시간 삭혔거든요 이거를 면보나 이런 부직포 같은 데 넣고요 물을 꼭 짜서 건더기는 버리고 국물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장갑 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물이 나오죠. 조금씩 짜는 게 더 쉽다 싶으면 저처럼 조금씩 이렇게 짜주는 것도 좋습니다. 짜줬던 찌그러기고요. 요거는 이제 국물입니다. 이게 전부 엿질금과 이제 밥과 무로만 된 겁니다. 설탕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요. 이것만 따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2리터 정도 됐거든요. 요거를 이제 조청이 될 때까지 끓여줄게요. 자, 냄비에 불을 켜고 발발 끓여줄게요. 계속. 이거는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혹시 이런 거 배즙 있죠? 이거는 제가 먹다가 냉장고에 좀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이렇게 따리셔도 조청이 될 것 같아요. 같이. 여기서 넣고 싶은 거 있으면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따려주면 어차피 나중에 시간만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저는 이거를 조금 활용해서 넣겠습니다 안 넣으셔도 돼요 배추와 도라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러면 또 감기에 좋은 또 조청이 되겠죠 있으시면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없으시면 그냥 무조청만 만들어도 됩니다 자 지금 끓고 있죠 아직은 저어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끓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은 중불입니다 지금 한 1시간쯤 지났거든요. 물이 한 반쯤 줄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별로 저어주진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거의 물이기 때문에 아직도. 중불로 거의 1시간 반을 끓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중불이거든요. 거품이 막 불고 일어나죠. 지금 여태까지 저어주진 않았습니다. 이게 별로 이제 물이니까 크게 타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거품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미 이게 많이 걸쭉해져서 이게 다 돼간다는 뜻이고요. 이제 이거는 식히면 걸쭉하게 굳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근데 식혀봐야 합니다. 궁금하시면은 이거를 조금 식혀보면 되죠. 조금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물이거든요. 자, 물에다가 한 숟가락 넣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물에 바로 퍼지지 않고 덩어리 져서 밑에 내려갔거든요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불을 끄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넣으면은 바로 물에 풀려지지 않고 덩어리로 내려갑니다 보시죠 덩어리로 쳐서 내려가죠 이렇게 이게 만약에 이제 액체였다면 바로 풀렸을 겁니다 근데 내려갈 때 덩어리로 몽글몽글 내려가죠 이렇게 밑에 이제 조청이 다 됐기 때문에 바로 풀리지 않고요. 이렇게 컵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게 굳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다 됐습니다. 병에다 담아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식었으니까 이제 병에 부어 보겠습니다. 이게 양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너무 양이 적은 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나오는 것도 아주 다행이죠. 알뜰 주걱으로 이렇게 알뜰하게 긁어내시면 됩니다. 무조청이 완성되었고요. 이게 맛은 달아요. 달콤하고 맛있는데 무의 맛이 조금 납니다. 무의 맛이 나지만 아주 감기에 좋은 건강한 맛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배즙 액기스를 넣으려고 일부러 산 건 아니고요. 이거를 작년에 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좀 질려서 안 먹었던 거였거든요. 제가 이거를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감기에 좋은 조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제가 가래떡이나 절편 찍어 먹으면 참 맛있거든요. 식빵에다 발라 드셔도 돼요. 그리고 이건 따뜻한 물 타서요 차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타서 드시면 감기 예방도 되고 건강 보조 식품으로도 좋고 자 이렇게 해서 무조청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